넣어게요 차차. 차차 누구야? 차 누구야? 응? 어디로 가지? 차차. 차차 누구야? 누구야? 봐봐 누구야? 누구야? 아키야 아키. 동생이에요? 잘게. 혜태 동생? 혜태 아, 어떻게 이렇게 안 줘? 어. 혜태 동생이야 동생. 혜태. 혜태 동생? 혜태 동생이야.